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또 중구네 중구가 자주 나오네요 맞나? 아니다 놓쳤나? 놓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펀드 중구가 나왔는데 죽었어요 탈출 못하고 팀원이 두 명이 남아있었는데 안 살려주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출구 열고 아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런 상황 있을 때 그냥 나가야 될까 도와줘야 될까 전 앵간하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? 정말 막한방폭 있는 살인마라든가 중구 같은 한방짜리 이제 능력 있는 살인마 아니면은 앵간하면은 전 살려주려고 하거든요? 아 근데 두 명이나 있었는데 그냥 나갔어요 안 살려주고 속상합니다 자신감 느꼈어요 진짜 저는 다른 팀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를 대신 맞아주면서 살려주고 그랬는데 정작 이제 제가 걸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순조롭네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번 판 미쳤나?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? 그렇겠죠 치료 안하고 그냥 사피 계속 달리고 있는 거 보면 발전기를 찾아야 되는데 가운데 하나 있을 거예요 수겠네 다른 사람 봤죠? 아 누웠네요 아 캐비넷에 숨어있다가 잡혔네 치료해주고 아니 왜 발전기가 왜 없... 발전기 찾겠습니다 어, 출구로 갈게요. 아, 한 방이네. 출구 작업하고 갈게 아니 근데 중건 어차피 한 방 기술이 있는데 왜 저걸 들었지? 아 터졌네요 루인 탈출했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탈출하는지 봐볼게요 이쪽은 치료하고 있고 이 둘은 이미 출구 안쪽으로 왔네요 인사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유 엉덩이 보이네 엉덩이 클로즈업 괜찮고요 친구가 아까 제가 살려준 친구 같아요 출구로 달리고 있죠 나머지 둘은 네,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쪽이라고 알려줬죠 좀 너무 음. 너무 멀리 떨어졌다. 자, <laughs> 그러니까 어? <laughs> 그냥 나가야 돼요. 장난치다가 저렇게 걸려서 죽습니다. 살리지도 못해요. 아쉽지만 픽은 자살했어요 어쩔 수 없죠 못 살리는 거 압니다 이 픽도 이렇게 게임 좋게 끝났습니다 모두 탈출했어요 살인마 스킬은 바비큐 칠리 비참함 아니 이거 왜 들었지? 어차피 한 방 있는데 여기 있고요 프랭클린의 죽음 좋아요 다 탈출했습니다